What? What's your workout program today? Uh, back? You're back? Yeah. You just started or you're just middle of the workout? Yeah, I just started. I like it. You want to work out with me? This is my back day. 뭐랑 브이로그 짜잔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It's not in Korea It's not in UK Not in USA It's Thailand, Thailand, Thailand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딱 일주일 동안 태국 있을 거거든요 Excuse me? Do you know Blackpink? Yes, I know You know Lisa? Yes I know Lisa Even I, uh... I, I took a picture with Lisa 아하 아하 바라빙 바라붕붕붕 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묵을 호텔인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또 식단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키친 달라 그래서 이 키친 쪽 어, 냉장고 뭐 있나? 뭐 없고요 전자레인지는 있는데 어 이거 오븐이야아 오븐이면 게이득 아니야? 왜냐면 물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늑한 수준이 아니라 되게 좋은데 욕조 있고 전망이 좋네요 아, 일단 아침을 호텔 조식 먹고 그 다음에 장 보고 그다음에 헬스장을 갈 건데 오늘 가는 헬스장이 되게 또 유명한 곳이라네요 저게 최고 저게 최고 지금까지 먹은 호텔 조식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어디가 고궁가 이거 블랙핑크? 블랙핑크 이거 블랙핑크? Are you like that? 다섯 개 사서 이제맞춰또 와야겠는데요? 비싼 곳인가 봐요. 여기 현대백화점 아니에요? 아 슬퍼한 데 아, 온천 바트? 아, 온천 바트 정도 나왔네요. 한 2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운동 조지러 왔습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이게 Muscle Factory라고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시차가 좀 달라서 새벽 자고 있는 시간이라 어, 너 나랑 쟤랑 뭔 대결이다. 어! Oh. Ah. Ah. Ah. Ah. What did workout program today? Uh, back. You're back? Yeah. You just started or do you're just middle of the Yeah, I just started. I like it. You want to work out with me? This is my back day. <laughs> uh, you, you, can follow if you want, but uh, yeah, I'm... Uh... Sure? Yeah, yeah. Alright, let's go. So what are you doing now? Uh, that one, and after I moved to a uh, machine over there, you know, the... Rapid? Yeah. How many you do? Well... 12? Okay. Where are you from? France. Oh, France? Yeah. Cool. Two. Three. Four. Like, how many years? 16. 16, 16 years? Yeah. Wow. <laughs> so you're doing like a competition or something? uh, not yet. Ah, yeah. Are we moving? Yeah, yeah, we are tonight. All right, let's go. You work here? I'm a personal trainer. Oh, really? You work here? Yeah. 아, cool. 여기서 일하는데요, Ben. Alright, so <laughs> that's what that's why you're Jag. <laughs> cool, cool. Ah, let's go. Ah. There you go. That's a 12. Yeah. All right. It's good, boss. so <laughs> what's next? you You know Korea country? Yeah, yeah. Oh, yeah. I'm from North. From the North Korea? Okay. No, I'm just kidding, man. <laughs> Yeah, <laughs> Let's go. Come on. Let's go, babe. Easy, come on. Come on, two more, let's go. Last one. That's actually why the gym, this gym is good. All right, it's my first time. Actually, the, the machine are not that well, but they, uh -huh. they have really nice handle. Oh, really? But I've never seen this before. That for triceps and lat uh, that is very good. Okay. So how you do? That? Show me. All right. So, and here, you see, you can split When you finish, it should you Yeah, should see- finish see- wide, okay? The problem is the balance. I'm gonna stop here, right? Uh-huh. But here I can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더 갈 수 있다고. can go like Deeper. 아, 고, 고. Five, six, seven, eight. Oh, you I can't am, sit. I'm on my knees, so there is no way for me to Okay. sit. 아, And I 시트 have 방인. the, the bench want me to to 아, alright. Okay. So So it prevents not cheating, okay? Yeah. All right. This is cheating. just uh, like isolating his inside, so you don't want to cheat. All right. Uh, Hold on. Three more. Uh, Two more. Last one. There you go. Ah. 튀는 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Alright, look, Ben. So look. Good? That's good?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환장하겠어요 땀 흘리는 건 좋은데 회복이 안 되네 Bang, come on, son. okay. Thanks, man. Very good. Good luck. Whatever you do. Yeah. Whatever you do. Alright, man. Thank you. 아, 해당 운동 끝났고요. 등 운동 오늘 벤이라는 친구 만나서 조짐 당해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하고 아, 몸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가지고 동기부여 많이 됐고 무엇보다 재밌었습니다. 예. nothing? Nothing? Chidori!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카오산 거리는 무조건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collecting? You d o n listen? 여보세요 고추 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짜 나 빨리 씻고 누워서 잘 겁니다 내일 네, 봅시다잉